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화이트 초콜릿이랑 화이트 케이크 준비했어요 마실 거는 타이거 우유, 우유랑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잘라서 가족분들한테도 먹게 할게요 무스밀라라흐마라힘무스밀라라흐마라힘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먹어버린 것 같아요 빨리 먹어버렸어요 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